그러면 음. 머리가 지금 아, 네. 이렇게 네. 파마가 되는 건가? 아 글쎄 네, 뭐 된거 같은데 <laughs> 근데 요즘에 나 미용실 아침에 근무하거든요 네. 투수분들이 예약을 하고 오시는데 머리 이야기 할 때는 조금 내적이야 우와 뭐 하세요 그때부터 갑자기 잇몸이 만개가 되더니 배럭 말씀하시면서 그때부터 막 입이 터 근데 옆자리에 앉아있는 손님이 씩 웃어 로아 시절까 이러면 <laughs> 그러면 그때부터 다 같이 친구가 돼. 끝나고 나서는 네. 그냥 가실 줄 알았는데 자기 머리 보지도 않고 핸드폰 딱 꺼내더니 컴퓨터 좀 받을래. <laughs> 뭐 파마를 하는 거야? 아니면뭐 어떻게 되는 거야? 그러게 뭐. 파마 하려 했는데. 파마 파마를 할까요 그러면? 자, 일단 이마부터 볼게요. 오, 어, 이마 이마 이쁘시다. 저는요. 어딘지 모르겠어요. <laughs> 머리가 네. 엄청 뻗어요. 굉장히 신경 쓰이거든요. 아 맞아요. 보여요. 대두처럼 보이는 거죠 원래 그런 게 아닌 건데 오 머리 벌크네 정말 제대로 벌컥 하셨죠 네형 공감 못하는 공감하는 척하시 <laughs> 신기해서 그러는 거야 어. <laughs> 노래나 불러야겠다 <laughs> 노래 부르기 탈출의 노래 아 형은 기존에 있던 네. 거는 많이 안 자를 거예요 네네. 왜냐면은 네네. 머리를 좀 안에를 길러서 네. 다음번에 왔을 때 다운펌을 하게 좋을 것 같아요 오. 어. 네. 연하님 저희 미용실에서 머리 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? 네. 일주일 밀려 있는 거 아니야? 발탕 가게 되면 일단 못 열어요. <laughs> 발탕 가려 이제 미용실 빼놨어. <laughs> 와 머리카락이다. 아 이게 머리카락이란 것이다. <laughs> 뻗는 것봐 아주 미쳤다 날아오른다 어 근데 진짜 머리가 막 이렇게 자란다 뭐 대, 각선 야 이거 뭐냐 이거 야 머리카락이 무슨 90도로 자라냐 얘는 무슨 이상하다 아까 직각으로 자라네 나 그래서 엄청 짧게 깎 근데 요즘에 밀면은 얘랑 얘랑 분리되어 보이잖아요 네, 안 이쁘단 말이야 맞아 맞아 그거 진짜 싫어 일단 커트는 벌써 끝났어요 아 그래요? 여기다가 이제 마라 제낄 거예요 오 오. 오. 전문가 포스. 돌 깎기 전에 뭐 하시죠? 음악 준비하고 네. 주변 정리하시죠. 그거 지금 이제 장갑을 끼는 거예요. <laughs> 그놈의 돌 깎는 거지. 야, 어쩌다가 돌 깎는 게 그렇게 됐을까? 아. 오 뭐예요 뭐예요 이거는? 파마약이요. 냄새 한 맡아봐요. 뭐 다들 그 익숙한 냄새일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되게 새로운 향기라고 해야 될까? 어 이세카이 아니에요? 어, 그치 난좀 약간 이세카이의 냄새였지 이 아, 이게 잘 돼가고 있는 거예요? <laughs> 머리가 막 떡이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모르시는 분이 뭐 이렇게 분수를 옆에서 고나리 질러세요 어, 예? <laughs> 파마 언제 보셨어요? 저 20살 딱 되고 한번딱 해봤어요 10년 된 거예요 10년? 네 정확하게는 11년 전이네 11년, 11년 전. 왼쪽 분은 다 자르고 기다리시는 고무줄 하나 주세요 네? 고무줄 주세요 돌리님 돌잡이 축하드립니다 풍성하게 자라겠네요 <laughs> 와씨 끝났어 아 뭐야 왜 이렇게 잘돼 잘 되고 있는 거야?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 보통 얼마나 있어야 되나요? 이러고 한 이제 2, 30분 있으면 되는데 2 3 0분 있으면 돼요? 아니 그, 이렇게 그렇게 빨리 됐나? 이렇게 빨리 된다고요? 네끝 손 한번 닦고 올게요 네수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지 이게 30분만 해야 된다고 여기 뭘 알아 이거 보통 얼마나 유지되나요? 안 자르면 반영구적이죠 근데 음. 이제 자르니까 땀 흘리거나 사우나 가거나 뭐 이렇게 뜨거운 바람을 쐬거나 알칼리성 샴푸를 계속 쓰면 늘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돌리 스텝 네? 당신 해줄 게 있어요 어, 여기서 자. 서보세요 네. 자 여기다가 살짝 바람을 넣어주세요 뜨거운 바람을 제가 안 쓴 적없 생각해보안 써봐서 뭐. 네, 안 쓰고. <laughs> 안 써봐서 안써봐가 아, 오래가지고 예, 예. 예,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안에서 네. 이제 뽀글뽀글 뽀글뽀글 예뻐져요. 오 신기하다. 신문물. 드라이기를 오랜만에 만져본 느낌이 어때요? 어, 촉감이 좋네요. 그죠? 형 그러면은 어. 크렌징 폼을 이렇게 하는 거야. 아 미안, 아 미안, 아 미안, 아 미안, 미안, 아, 미안. 아 미안, 아, 미안. 아, 미안 아 미안하고 아 미안하고 얘는 별로 랩도 없어 문어 인간이야 지금 야 씨 뭐야 이거 야 씨 뭐야 이거 그러면 머리가 지금 아, 아, 이렇게 네. 파마가 되는 건가? 아 글쎄 된거 같은데 <laughs> 이게 망해가지고 어. 안 말해주는 거 아니야 어, 이거? 내가 봤을 땐5 minutes later 설마 그러고 머리 감았어요? 아나 <laughs> 아, 미치겠네 진짜 이 양반 아니 이러고 머리 감았대 안녕하세요 남자들이 집에 가면은 머리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털고서 다닌단 말이에요 아 맞아요 맞아요 이 정도는 해야 막 털어가지고 네. 그럼 이제 이렇게 하나 나와요 네 근데 이제 여기 손질하면 더 예쁘게 나오긴 하겠죠 어느 방향이든 간에 가르면은 as 모양이 나옵니다 as 스타일 이쪽으로 해도 되고 살짝 갈라가지고 이걸 누가 제일 많이 했냐 정승환 씨 근데 정승환 씨에 비해서 머리는 좀 짧죠 앞머리를 퍼트려주고 네. 위에 있는 부분을 가운데로 모아서 아야 미안합니다 아유 여러분들 저 심혹하지 않습니다 지금 굉장히 그냥 지극히 평범한 예. 다음 달에 그 메이플 뭐 이상한 거 안 걸렸으면 좋겠다 메이플? 어그 뭐 이게 벌칙 있다면 아오 Shit! 와 느낌이 안 좋아. 까비. 또 시기가 질출 굉장히 힘들다. 아. 머리카락에 대한 시기가 어, 질출. 뭐만 하면 시기와 질출해. 어? 뭐? 탄산수를 넣는다고요? 어, 괜찮아. 뭐? 뽀글뽀글 올라오는 거 아닌가요? 탄산수. <laughs> 괜찮아, 진짜 괜찮아. 아니 왜냐면은 파마하고 나서 탄산 좋거든요 여러분들 아 그래요? 네 진짜 여러분 알칼리가 오히려 안 좋아요 음. 어. 야 확실히 그 솟아나던 머리카락이 다 사라졌다. 그러니까. 어떡하 그거? 떨어졌어. <laughs> 밑에 밑에 여기 바닥에. 어 본인 한 만져봐봐요. 그것도 중요해요. 아 깔끔하네 진짜. 그 웬만하면은 여기는 살짝만 죽여주는 게 이뻐요. 네. 뒤쪽이 붕뜬게 사라졌네 진짜. 아 너무 깔끔한데요? 덮어주면 돼요 지금아 감사합니다 와 근데 기름 자동으로 다 없어질 거예요 네. 가려지겠다 갈라줘 갈라주지 마요 어 갈라주세요 살짝? 네. 오그 메이크업도 싹 조금 할까요? 그거 가져왔어요 그리고 아 그래요? 네 어? 이 정도면 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오 좋네요 야 수준이 오늘 좀 멋지네 이야 아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아 머리 너무 예쁘게 잘렸네 아유 진짜 감사합니다 아저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진짜